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의 메뉴에 임료수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몬스터, 환타, 콜라, 마운틴듀, 블루, 하와이 임료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입료수는 시원하게 마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블루 하와이 임류수육 진짜 맛있어요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아 너무 많아서 어, 음료수를 뺐어요 다른 것도 먹어봐야 돼서 그러면 몬스터 먹을 만큼 담을게요 Thank you.